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저스트 10포인트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인덱스에 다이아몬드가 10개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베젤의 크기는 36mm이고요 이렇게 베젤 안쪽을 봐도 각인이 예쁘게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glass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이 베젤이죠 fluted 베젤이라 하는데 이 베젤은 18K Y골드입니다. 그리고 5열의 주빌레 브레이스이시고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크라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롤렉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롤렉스의 특징이죠. 솔릿백입니다. 방수는 100m입니다. 이와 같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크라운을 다 연 상태에서요. 칸만 열어서 돌리면 날짜 차이 납니다. 시계 방향을 돌리면 4 8, 5, 1, 6, 1, 7일 8일 이렇게 가고요. 다 연 상태에서 제가 오후 10시에 맞춰놨습니다. 자, 연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날짜창을 보시죠 5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1 6 2 3 4 10포인트 베젤은 18K 와이트 골드 그리고 5열의 Jubilee bracelet 스테는 스틸입니다 이와 같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 Música